그룹의워파이요오늘배울차음은히읗히읗히읗히읗히읗흐흐히읗하허후후흐히하허후후흐히하허후후흐히하허 다음에 모음을 합쳐봐요 이을새 모음 아를 붙이면 하 하, 하 하 하 하 하마 하마 하마 하마 하마 하마 하마 이을새 모음 어를 붙이면 허 음 오를 붙이면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기세 모음 우를 붙이면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추 호추 호추 호추

한글 정말 쉽다